야이 뭐요? 대박. 이름이 뭐요? 저 이름은 잭입니다. 네 나는 똑똑해 저 이름은 잭입니다. 음 아, 왜 음. 잠시만요. 잠시만. 아, 제 자기 소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잭입니다. 아, 어, 저는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No. 오. 잘 부탁드립니다. 귀엽다. 아쉬. No, no, no. 어, 자기소개, Oh, Are you so cute? I can't. <laughs> I'm like, Ooh. Hmm. you can? Eh? Hi. Hi. Where from? We're from Tajikistan. Tajikistan. Oh, nice. Yeah. You nah, look gitu. you look so uh, beautiful. Uh, yes, we thank you so much. It's so... Uh, um, yes, yeah ya. Um, 18. 18? 와, 진짜 예뻐. 이름, 아니요. 이름이 Irami. 이름이? 라이엘. 라이야? 라이엘. Layel. 라이엘. 라이엘. Mm. Okay, nice. 네. 니카 무슨 말이 잘 Means what I eat? Ano, no. 아, 니카 어, 무슨 말이 What uh, does it mean? You you uh you understand? Uh, uh. What? <laughs> <laughs> I speaking Korean. Uh, you you can understand? Ah, a little bit. Chocolate? Yeah. Money. Chocolate. Nam Sin Officer? Nam Sin Officer? Nam judging you? Opsoyo. Wait, Opsoyo. Dangsin Yipunde. You look so. Shiro! Shiro! Wait, you, you, you like woman? Anyo. Wait. Where's Shiro? Hmm. You had? boyfriend? No. No. 그러면은 음, mm, boys are dumb, stupid 바보. <laughs> Stupid 바보? no, no cool 바보야. I don't like boys. You don't like boys? So, so no. Uh, you like women maybe? No, I like boys, but I don't like boys because boys are stupid. <laughs> boys are am liar. Liar? Mm. No. Yeah. I am not liar. Ah, Cincang 진짜로. You. Hmm. I I'm not liar. Wow, suntup kaki you pun deh. Ah. <laughs> aro? Suntup kaki aro? Hmm. Moya, suntup kaki. Ah, nail, nail. Hmm. Suntup kaki is nail. 와, 진짜 이쁘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길어? 머리카락? What? What? Your long hair? 아. 와, 진짜 이뻐. 일로 와봐, 옆에는 가는 왜? 얼굴이 더 이뻐. 얼굴. Your face. I... beautiful. You know shy. 부끄러워? 아이라 부끄러워? 아 진짜 이뻐 부끄러워 하지마 샤이 하지마 음 Sharks can You shy? Mm. Why, why shy? I don't know. You, you look so pretty, really. Mm. Thank you. You, but you are not fully Korean, right? Yes, I'm from Indonesia by the way. Ah. I can speak Korean. Uh, ah, I why? Can, I can speak Korean better than my English. My English but why? My English very. Last month, uh, uh ah, yes. 싶어? You wanna going to Korea maybe? Ah, uh, yes, one day. With me, 같이 가. <laughs> 괜찮아? 아니요. 왜? You are stranger. Stranger? No, I'm not stranger. I am German people. oh, if married okay. with you. No. Why? You are old man. Old man? I go. no, I'm 20. <laughs> 20. Hey. You look older. Small, small Lisa. Mm. Okay. Gachana? 20? <laughs> yes. Hmm. 20 Gachana? 스몰도 가실까? 한국에서 음, maybe 다른 사람 없어서 no 진짜 you smart you can speak Korean you can speak uh, Germany English uh, uh, also I know Turkish too. I am from Turkey. Ah, you from Turkey? Mm. You can speak Turkish? I want I want yeah. to I want to hear uh, you speak Turkish. What should I say? Uh, I love you. Ah, seni seviyorum. Seni seviyorum. Ah. Seni seviyorum. Yes. But why why you live in Germany with your family? Because yes. Mm. Hmm. Oh. hmm. Yes. You you, you were not going to Turkey, maybe? I my family lives in Turkey. Ah, your family in Turkey. Mm. Are you alone in Germany? No, my my family is Turkey and Germany. Oh, okay, okay. Yes. Aras, mm-hmm. I, I will not go into Germany. <laughs> I, you know, I, I learn, I have to learn more um, Korean. I only learn for one month now. I have to study more. 진짜 you smart, smart No, no, no. 다, 다른 다른 사람 그런 거 없었어. What? 다른 사람 없었어. 다른 사람. Human, uh, no man. Uh, ah. Smart. You can speak Korean uh -huh. very well. An no. An another girl obsessed. Uh, another girl uh, you. What is another? you you look uh, pretty and smart girl. Mm. I like your hair. Pama? Straight? Mm, but you know I. Pama. Yeah. Wow. Uh, you you look like Arabic people? I am Turkish. Hmm. Nosh. Nah. I <laughs> want to see. I don't want to. I but I want to. okay, I don't care. <laughs> <laughs> you don't care? No. Ah, oh ya. Materi. Iya, Anio. Itu apa? Anio. Terio, Terio. Itu apa? Boom. Untuk ke arah yang aku marah. Terio, arah, pung, arah, pang, arah. Tahan. <laughs> Hmm. tak ada terus. Oh, iya. Serius kok. Nanti cara gitu. Sentuh kaki. Bro. Sentuh kaki. Udah, iya. 감사합니다. 왜 얼굴이 반반 이렇게? No, no, no, no, no, no, no, no. No. Just five minutes, maybe two minutes. No. Wait. I said no. You have to accept. Huh? <laughs> no. 뭐야? you have? What? You have had sex? Ah! Yeah! 뭐라고? 무슨 얘기해? I will skip you. No, why? Why you skip me? You don't ask questions like that. No, no, no. I, I don't ask them. I don't ask them. Uh, no. Okay. Okay. You have uh, uh, Instagram? low Arasa, Arasa. Are you alone in uh, Turkish? I live in Germany. Ah, I forgot. You live in. Pabo, ya. <laughs> Aigo, ya. Nuka, apa ya. Ah, Hachima, kerupuk Hachima. Terio, terio, mori terio, ilwa mori, mori terio, mori terio. How how long did you learn Korean? One month. Under one month. You? Hmm. In one month? Yeah. No. Why? You lying. Same, same uh, with you. No. See, I don't like liar boys. I okay. don't lie you said you one month uh, learn Korean. Me too. Uh, I learn Korean one month. But you cannot learn Korean one month and you know better than English. <laughs> How do you know my Korean better than English? Because you said so. God. <laughs> <laughs> See, you lying.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You lying again. You want to learn Korean with me? No. I can, I can teach you. You lying. I don't like Korean boy. I'm not lying. Then, then say the truth. When did you yes, learn Korean? I'm say truth. Uh, uh, last year I'm from Korea. Uh, summer vacation. So one year. One year? No. Otoke one year. Visa ande, visa. You know visa? You said you learned one year Korean. <laughs> I will not say one year, one month. No, you're lying. I go, oh No, I am not say one year. I said uh, <laughs> one month last year. You. Last year, I'm from Korea. Summer vacation. Summer vacation, you know? Summer vacation. Mm. Summer vacation. I'm, I'm going to Korea. Just uh, one month. 아, 아일랜드 코리아. 아, 공부 한국말을 공부해. 공부했어. Okay. Trust me, trust me. 약속해줘. No. Why? I'm not lying. No, 진짜로. You're lying. 진짜로. 음. 왜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응? 응? 머리 아파? What is that? 머리 아파 like headache, headache. Head... Head hurts? Wait, wait, 잠시만. I will you mean if my head hurts? Ah. Eh, eh, eh, ah. What's that? Mori apa? Mori? You go Mori? I understand. I understand. I can. I can. Uh, yes. Sorry, there. my Mori apa? You know you go why? Mori. Huh? Know why? Lie? You know why my head hurts? I, I don't know. Why? Because you lie, boy. No, I'm not lying. 진짜로. 진짜. I promise you. 약속하지. No. Why? No.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someday? No. I will meet you. Why? 예, 그러면은 머리 아프면은 약 먹어야지. 약, 약. Medicine, medicine. No. Me I understand you. You understand? Okay, medicine. 아, 약 먹어야지. you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all of these words in one month. You lying. 아, 어떻게 나 얘기해? You lying so much. 그러면은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한국말은 조금만 알아. You 조금만 알아요. 한국말은. 똑같아? 똑같아? 비슷해? 한국말 어, 똑같아? What? Your 한국말은 no better than you. I don't understand much. Yeah. No, I don't like to talk. I just understand, a bit. 오케이, ah, okay, okay, 알았어, 알았어. <laughs> Mm. I have to clean my room now. What time is uh there Germany? 몇시 지금? 아, 점심? 2시? One. Indonesia yoga sih. Mm, so, how do you say I have to clean my room? I have to clean my room. Hmm, in Korean. 청소해야지. 장애인 청소해야지 장애인 청소해야지 See, you know more Korean than me. <laughs> No. 조금 just a little No, I have to go now. My mom. Bye bye bye. Bye bye bye. 어디 가? 어디 가는데? My mom. 괜찮아. Mom, say hello, mom. 어, mom 일로 와. 와. 갈게요. 한국 재밌어요. 한국 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배우. 아 지금 지금 어디 지금 에, 지금 인도, 네시아 살아요. 인도네시아? 네. 아 근데 한국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아, 아 인터넷 배웠어요. 혼자 그냥 어, 인터넷 배웠어요. 아 인터넷에서 배웠다고요? 그리고 와 어, 대박. 어, 한국 사람 많아서 여기에서 여기서 어, 오메 TV 말에 그냥 말에 어, 이렇게 어... 와, 와 중국 사람들은 대박. 한국말 잘해요 네. 너 조선족? 우리는 조선 조선족? 맞아요 맞아요 아... 예 맞아요 어... 조선족 n 몇 살이에요? 내가 몇 살이라고 너 생각해 몇살 같아요? 23살? 너몇 살이에요? 너무 여살이에요? 음, 몇살 같아요? 스물다섯? 아닌데. 몇살이 <laughs> 어, 네, 뽕이네, 뽕. 어? <laughs> 몇 살이? 맞춰봐요. 몇 살입니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네. 서른 살 넘었어요. 서른 살? 넘었어요. 어, 서른다섯? 38. 38? 어, 네. 그러면은 1986? Yes. 음. 그쪽은요? 아, 서른. 서른? 어, 누나. 이름이 뭐예요? 아, 제 이름은 잭, 잭입니다. 잭? 아. 잭? 아, 네. 아, 저 선적 어, 왔다 갔다 괜찮아요? 어,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그리고 Of course, um, um, 내 비자가 아. 영주권 영주권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영주권 연주? 그러니까 영주권 아, 영주권 가, 가족, 어, 어, 한국 사람? 가족은? 어. 아니요 적과 아, 안산 살아요? 무슨 일 해? 무슨 일 했어요? 지금 팩토리 팩토리? 무슨 공장 만들었어요? 아, 도금 회사 도금 소금? 도금 소금? 영, 도금 영주권 어 영주권 영주권 My visa visa my visa is 영주권. 영주권. Five five five 어 F five. 음. 결혼해서요. Of course. 아, 그, 어. I have a boy, uh, a baby. 아, baby. Child. 어, 남편 어디 사람이에요? Chinese. 아, 한국 사람 아니야? 오케이. 아, 아, 아. 당연히 아, 한국 사람 아니지. 어, 어디서요? 아, 남편이. 남편이 같이 있어요. 아 같이 살아요 한국에서? 예 음. 한국에서 음... 같이 살아요. 음, 와우. 더... 결혼했어요 그쪽에? 음, 아직 안 했어요. 왜요? 아 나중에 아 <laughs> 나중에 1년, 음. 아 다음에 그럼 <laughs> 다음 한국어 연. 한국어 배 한국어 배워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응. 어, 올 거, 나중에 한국에 올 거예요? 일, 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아. 그럼 그 인도네시아 한국에 온 사람 많은데? 어 그래요. 어 근데 한국어 진짜 잘해요. 아닌데 혼자서 배웠다고요? 조금만 알아요. <laughs> 잘못. 아이 정도면 됐지 아, 뭐. 전석 전석 저 선적 너무 잘해요. 저 어, 진짜 너무 잘해요. <laughs> 깊은 얘기는 못해요. 어, 려운 저는... 얘기는 못해요. 자, 조금만, 조금만 안 해, 조금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 이 정도면 한국에 와 살아도 충분히 자기 생활에 대해서 아무 영향도 없을 거예요. 아... 조선족 어, 안산 어, 9년 그러면은 9년 2012년 한국 왔어요? 2000 한 14년? 13년? 14년? 14년? 아, 네. 14년. 와우. 아, 다음에 집에 가면은 보차 되는데. 뭐라고요? 다음에 집에 가면은 보차 되는데. 아, 부자? 네. 부자. 아, 부자는 아니죠. 이, 이런 지금 중국에는 중국에는 지금 소비가 높아가지고 네. 한국에서 벌어도 뭐 중국에 와서 부자는 못 돼요. <laughs> 못 돼. 근데 인도네시아는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 벌어가지고 인도네시아 가면 가서 돈 쓰면 부자잖아요. 아 그래. 어, 아, 배1배 한국 돈1배 인도네시아 보내 1배 오. 그래요? 열, 열 보통 알아요. 아, 열 배? 음. 열배 알아요, 알아요. 음. 한, 어, 인도네시아에서 보통 집 하나 살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집에? 집, 어... 네. 한국 돈, 한국 돈. 잠시만요, 나 생각해. 네. Three room, two toilet. 네, 잠시만. 아... 예, 잠시만 Calculator? 어, 어... 왜 잠시만요 이거 뭐야? 만 어, 천만원 어, 5천만원 3룸 2 어. t o i l 어, 5천만원 어, 어, 크기는 얼마나 커요? 10배 5천만원짜리 어, 10배 어, 아, 5천 아니 5천만 원 갖고 집을 살려면 그 집이 크기가 큰거 큰거 크기 아 그래요 크기 얼마나 커요? 아, <laughs> 무슨 말이 아, 잘 모르겠어요 아 음, 그게 뭐 아니, 알아요 아, 큰거 무슨 아, 큰거 아, w 잠시만요 나 생각해 아. 70 이게. 어, 천만 원. 큰 거, 큰 거, 집 큰 거. 하, 아, how about 아, 전국, 전국 집? 70, 70m? 아. 70m? 어, 뭐, 평방 메탈, 평방, 평방. 한국말 몰라요. 70, 잠시만요. 100, 왜? 나 계산해. I have bought, I have bought a house in Korea. Ah, you have in Korea? 아, 집 네. 사세요? 네. 괜찮아요? 중국 사람? 아, 괜찮아요. 아, 어... 돈만 있으면 다 사는 거지 뭐. 아. 아파트 나, 말고 나, 한국에서는 나, 아파트하고 빌. 어, 예. 나 생각해 어, 외국 사람 안 돼요. 안. 어. 아 음, 아니 아니 아니 아. 다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 얼마요 집에? 음 한국 돈 한국 돈 1억 5천 5백. 5,500? 1억 1억? 아, 아이고 비싼데? 어. 안 비싸요 착한 거 1억 음, 한국집 착한 거 한국 글씨 알아요? 한글? 네 한글 알아요? 알아요 1억 5천만 원? 어. 어. 네. 와우 비싼데? 아파트 아니고 음. 아파트 아니고 빌라 빌라? 아 네, 빌라 알아요? 알아요. 빌라 샀어요? 네, 빌라. 와 아파트는 한 3억 정도 있어야 돼. 아, 너무, 너무 비싸요? 어, 빌... 음. 아, 그러면은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1억 5천만 원, 3억 아파트. 와우. 한국말은 똑같아 비슷해 한국 사람 저 손절 네 그래요 한국어 쉬워요 저 한국말 잘 못해서 조금만 알아 조금 조금 음 한국어 잘하는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옛날에 한국어 음? 한국어는 쉬워요 외기 쉬워요 아, 옛날에 한국 가봤어요 아 그랬어요? 얘 음. 대가서 그 나한테 뻥쳤구나 <laughs> 7, 7년 동안 한국에 있어요. 어, 7년 동안? 네. 어, 돈 많이 벌어서 음. 인도네시아 가서 부자 됐어요? <laughs> 아니네. <laughs> 다 써버렸어요? Spend a 집, Change <laughs> 아, 아, 돈 보내면 집 어, 네. 만들어 어, 하, 어, 집 만들어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그렇게. Uh, dari Punehan dari Pune, eh, uh. ya dari Angkuk uh, harus hara ya, nyondongan dasut kongjang, paku gongjang changing, Ansan, oh. Ansan siwa gongdan. Hmm. Incheon nam dong kongdan, Ah oh. Decheon, Nonsan, oh. Taegu, Chunan Ansan arah yuk ya, kawasan. 어, 근데 이번에는 그럼 이제는 한국에 안 와요? 안 와요. 싫어요. 왜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그 부자 될 거예요? 힘들 힘들었어요. 허리 아파. 아. 아. 이고 허리 아 인생이 사는 게 다 힘들지. 아, 일, 아, 한국 일해 많이 힘들어요. 인도네시아 일 안 해요? 일해? 무슨 일? 아. 지난 지난달에 어, 한국 사람 만나서 어, 일 하고 싶은데 한국 번역. 아 한국 번역 한다고? 한국 번역 알아요? 알아요. Translator? 예. Korean translator. Translator. 어 영어 영어 어. 잘해요. Later. <laughs> 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영어 많이 써요? 영어? 아니. 네. 아. 한국 번역가 여기서 어, My City 어, 도시 뭐라고 어, 도시 My City 한국말로요? 예예. 아 in, 도시 도시 도시 어, in my 도시 내명 한국 사람 어, 한국 사람 많아서 어, 일하고 싶은데 한국 번역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전화 전화 안 와. 어, 아, 여기서 어, 그럼, 어, 회사 한국 회사 있어요. 어, 생선? 그럼 한국에서 들어 생선 알아요? 생선? 삼성 생선 물고기 삼성 fish fish 아, 생, 아 생선 알아요 음, 생선 물고기 어, 어 물고기 어. 보장 보장 보장 알아요 보장? 알아요 보장 먹고 먹고 해잘 모르겠어 어잘 <laughs> 모르겠어 <laughs> 한국 보고 싶은데 아 한국 한국 가고 싶은데 시간 있으면은 그럼 한국에 오면 되잖아요 이전에 한국에서 일, 일했다면서요 한국? 네 7년 그러니까 다시 오면 되잖아요 안돼 불법 사람 왜요? 불법 사람 불법이 아 이전에 불법이 있어요? 음 경찰이 잡았어 7년 동안 불법이었어 다시 신청하지 못해요? 못해요. 어, 한국 사람 있으면 사인해야 돼. 어, 한국 괜찮아요. 아, if 초청. 어. 초청? 초청. 초 아. 초청. 나 어, 한국 사람 말에 어, 나 친구 어, 서울에 있어요. u 어, if you 어. want going to Korea, I will sign u 어, 한국 u 뭐라고? 무슨 얘기해? 잘 모르겠어. 어, 초청, 초청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음. 초청, 초. 일일 안에 어, 아, 그냥 놀러 왔다 갔다 갔다 와. 인도네시아 한국. 음. 아 예형 비자. 아. 예형으로 올 수 있다고요? 네. 예, 참 앉아. 앉아. 어머, 저 7년 동안 한국에 어, networking. networking? 아. networking, networking. From 9 from 9 o'clock 9 o'clock p.m. 아. to 9 o'clock a.m. 음. 아, 7년 동안 Why why? 그러... Why you always drink water? 뭐라고? Why? Why you always drink water? 잘 모르겠어. Uh, 아, can you type? Why? 아, 위에서 계속 물 마시냐고. 아, 물. 아, 물. 어. 아, 여기서 아, 뭐라고? 아보. 말이 너무 많이 해서 아프. 감기, 감기, 감기, <laughs> 감기? 뭐라고? 감기? 감기? 어, 감기. 잘, 잘 아, 아. 물 많이 먹어. 잘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오케이. 또 기회가 있으면 봐요. 바이바이. 반갑습니다.